うん。

아 그래서 그렇구나 Thank you. 哎，姐，哎，姐。 귀여워 먹고 싶은데 정말 힘들어 진지는 뒤돌아, 뒤돌아보네? 돼지야 일로와 뭐야 엄마를 사직하는 돼지야 준지도 안가 멸지 중지 애지야